엄청 멀리서 이거 다 찍으면 되게 재밌겠다 아 뭐래 그러면 신기를 리트고 이 뭐지? 아 이거 진영 건거 같아 h a p 그리고 이거는 음. 유포리아다. 유포리아죠? 유포리 맞죠? 이 영상 찍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유포리아. 생각이 뭐야? 모든 뭐 것을 해야 돼.